이게 금실이라는 거예요? 지금 두 번째 먹은 건 금실이고요. 금실은 우리나라에 5%도 안 돼요. 아, 재배가. 예, 왜냐면 그래서 금실로 너무 했어. 까다로더 해달라고 조금 기다렸다가 맛있죠? 그래서 여유 있으니까. 그 대신 음, 금실은 예빈이 좋아? 네, 근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 진짜 비싸게 나가요. 그풀백으로 나가는 거 보셨을 때 네, 네, 네, 네. 좋아? 준 비싼데 오시는 고객 때는 그냥 싸게 그냥 드리는 거고요. 두릉두릉두릉두릉두릉 하다. 아이고 예쁜 거. 네? 여빈아 입에 넣으면 안 돼요. 저기서 주, 주신 거 아니야?